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삶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그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리